Thank you. 정종근

왜? 왜? 여자친구 왜 방에 자고 있는데? 여자친구 내방 여자친구 씨발 잔다 소리도 안 했잖아 아니 뭐내 집에 내 집에 여자친구 들어온 게 뭐가 잘못된 대신 대신 대신 아! 아이고 왜 칸데 자수 말도 안 하고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하고 친구하고 대화하고 이하고 누워 있어 아이고 뭐 잘못됐나 잘 됐나 그럼 아, 왜? 잘됐 아! 잘 됐나? 왜? 여정 만들어라 왜 만들었잖아 형 자고 있잖아 여자친구 만들어 개새끼까지 저... 아, 나 진정해봐라 앉아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야? 여자친구 만들어 잘못된 거야? 집에 와 잘못된 거야? 여자친구 만들어갖고 만드는 건 당연한데 어제부터 쓴다고 옆에 와갖고 지금 집에 와갖고 하고 자고 누구 같이 누워 있는데 여기 어느 집이고 엄마 집이지 어른한테 어른 엄마고 대고 이렇게 하고 집에 누있는데저 집에 온다? 여자친구랑 그래 그럼 여자친구 집에서 나가라 시켜 아니 아니 엄마 그러면은 허락 안 받아가지고 지금 화가 난 거야? 내가 여자친구랑 자서 화가 난 건 알지? 다 화났지 진짜 엄마한테 인사도 안 시키고 엄마한테 말도 없이 갑자기 친구하고 옆에 자는 게 어디 있노? 아 그럼 내가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 잠깐만 아 됐다 어디서 나이 자기야 자기야 좀 일어나봐 자기야 어, 안녕하세요 코니 여자친구 코니입니다 저기 이거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는 사전이요? 사전? 사전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사전? 아 사전을 하고 적혀 있구나 사전 어. 킹클럽 죄송한데 제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혹시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제 친구 저기 앉아있고 저기 저기 저 <laughs> 죄송한데 그 제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혹시 전화번호 좀제 친구 소견 아 어, 디요 저기 <laughs> 아, 괜찮으세요?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이냐? 네. 된거 아니야? 된거 같은데. 오! 오! 올라갑니다. 3층. 문이 닫힙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빨리 타. 그렇지. 응. 어. 다 타. 빨리 출발해야지. 다 타, 다. 그렇지. 다 타. 문이 닫힙니다.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빨리 갑니다. 잠시만요. 어, 빨리 타. 타, 타, 빨리. 얼른 타, 빨리. 타, 빨리. 어, 너 아저씨한테 장난치지 마. 어? 장난치지 마. 빨리 타, 타. 타. 그렇지. 응. 아저씨한테 장난치지 말고. 강원 초과입니다 저기 길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제가 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 63빌딩을 가고 싶은데 이 멍멍이한테 지도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면 얘가 찾아가거든요. 음. 근데 이 지도를 걔제 안내견 눈에 보여주면 얘가 찾아가거든요 네, 네 훈련 받았어요 63빌딩을 가고 싶은데 아, 잘 봐봐 봐봐 올라가 올라가 여기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쭉 가서 쭉 저기로 쭉 저기 어, 뭐라 설명해야 되지 이거를? 사랑아 지도 봐 사랑아 돌아서 사랑아 사랑아 사랑아 애기한테 말하듯이 해 하면 얘가 보거든요 사랑아 음 그렇지 육삼 빌딩 지어보다 사랑아 여기 여기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에서 이쪽으로 나가가지고 사랑아 봐라 나가가지고 왼쪽으로 가서 아빠 아빠 아니 아빠 사랑아 여의도 여의도 아니 이걸 보라고 친구야 건널목 건너서 다시 왼쪽으로 가서 MBC 찾아가서 사랑아 얘 강아지 현재 현재이거든 어? <laughs>